오, 음,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모르겠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에서 차주은 역을 맡은 서연 이정환 역을 맡은 고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음... 아 달콤한 디저트요 음 달콤한 디저트? 저도 <laughs> 달콤한 디저트 오 어, 맞아 근데 나 어, 진짜? 응. 나도 맞아 응, 어, 맞아 왜? 일단 매운 걸 잘 못 먹기도 하고 어, 저도요 응. 음. 저도 매운 거 못 먹어서 주현이 초콜릿 좋아해요 맞아요 밥보다 잠 잠보다 밥? 아니지 난 밥이지 아니 잠이지 아, 난밥 어? 어 그래? <laughs> 난 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의난 잠을 더 잘 줄 알았는데 그때그때 그때 다르긴 한데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아, 우리가 NG를 거의 안 내서 <laughs> 아직까지는 네, 아직... 별거 없네요 네 별거 없어요 주연이는 걸리는 편 <laughs> 오빠가 걸리는 편? <laughs> 아니 난 빠르지 난 굉장히 빠르지 않았어? 아 그래? 음... 아닌가? 아, 모르겠어 주연이는 이제 낯을 좀 가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진 그러니까. 않았어 음. 적당한 편인 것 같아요 음. 주연이 그건데 간식차랑 팬들이 보내준 오 맞아 오빠 또뭐지 나도 마지막 포스팅이 팬들이 커피차 보내준 아 인증샷. 커피차 응. 어. 어, 둘다 커피차네요 어, 그러네 음. 휴양지? 오빠도 휴양지 응 어, 오늘 네, 휴양지 나도 휴양지 정답이에요 음, 네 회색 도시 싫어요 음. 운동한다 잠을 잔다 아 운동하지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 솔직해져 잠 많이 자요 맞아요 저는 잠이 사실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주윤이 주윤 얼굴 아니야? 맞아. 음. 오빠는 그 무슨 관람차 같은 맞아. 맞아. 음. 초록색. 음. 관람차야 맞았어. 네. 음.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. 잘하네. 음. <laughs> 와. 와. 서현과 고경표가 함께 한 마리클레르 커플 화보 즐겁게 찍었고요. 마리클레르 9월호 화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또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